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제 다음 순서로 여러분 동방신기 아세요? 아이돌 그룹? 거기 이제 시아준수라고 잘생긴 청년이 있어요 그 시아준수라고 키워주신 뭐 멋진 어머니가 계세요 네, 활동명은 눈서정님이라고 좀 이따 제가 한곡하고 나올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후응해 주세요 아셨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미사터트롯 아시죠 요번에 몸생 미사터트롯안 보셨어요? 어 많이 좀 봐주세요 18%인데 이 성북구 주민 어르신들은 잘 안 보셨나 보네 다음은 미모의 여자 우리 윤서정님을 소개합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가수 문소정이라고 합니다. 저와 함께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윤 사장님의 노래였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여기로 인사하는데? 네, 지금 나오고 아, 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laughs> 반갑습니다. 아, 오늘 우리 준호와 함께 또 좋은 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어르신들 찾아뵙고 인사도 하고 노래도 하고 했는데 아, 너무 행복하네요.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일을 또 할 수 있다면 언제든지 예, 달려와서 노래도 하고 싶고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너무 얼굴이 빨개 지금. 왜요 왜요? <laughs> 뭔가 모르겠어 오늘 약간 음, 흥분했는지. 음? 어. 음. 약간 긴장하신 것 같은데. 어, 어. 긴장 많이 했지. 그러니까 <laughs> 아직 무대 경험이 부족하다. <laughs> 어, 그렇게 생각을 들었어요. 아, 네, 어, 네. 그래요. BJ 준호랑 다르다. 음, 어, 아, 그럼 방송을 밥 먹듯이 하는 자네와 나는 다를세. 아 근데 너무 잘하셨어 진짜. 뭐 어쨌든 너무 즐겁고 행복했으니까 예, 그것만으로 만족하고요. 다음에 할 땐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오늘 좀 컨디션이 좋진 않았지만 박수. <laughs> 아, 여러분 다시 또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새해도 복 많이 받으세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지금 현재 미스타트로 출연 중인 저번 주에 올 하트 받은 바지 이거지. 아 우리 우리 지금 방금 나오신 아들분 시, 그아들분 시아준수랑 닮은 꼴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어, 저는 지니지니 이도진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미스터 트롯에 출연 중에 있고요. 이도진이라고 아이돌부에서 활동 중입니다. 그리고 어, 이렇게 좋은 자리에 와서 같이 노래 불러줄 수 있냐고 해서 0.1초 만에 가겠다고 어, 저 저번 주에 바로 어머님들 보려고 이 자리로 뛰어왔습니다 8월에 난다 한방이야라는 노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방이야가 그냥 이렇게 한방 제대로 맞자가 아니라 열심히 살다 보면 언젠간 좋은 날이 꼭 한 번은 올 거다 우리 끝까지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 이런 의미로 제가 작사를 해가지고 어, 나온 앨범이니까요 한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방이야 불러드릴게요 번, 세번 쓰러진다 해도 일어나면 돼 어차피 인생은 한 번이니까 내일을 바꾸기 위해서 어서 소리를 질러 அந்த 불렀죠? 한방이야. 아우, 여러분 즐거우셨어요? 네. 아우, 이도지 씨 잘하시죠? 네. 아, 오늘, 오늘 윤서정님과 이도지 씨 정말 다시 한 번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뒤에 계세요, 뒤에. 도진 씨한테 이제 한번 인터뷰를 좀 물어보려고 어, 될지는 뭐, 되,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좀 잠깐만 이거 들고 있어 아니 막, 찍, 지막 찍지! 막 찍지 말고 우리가 아마추어야? 물어보고 찍어야지 도대체 혹시 잠깐 인사 한번 해야지 아니 근데 소속 회사가 있잖아 없어요 없어요 지금? 네. 아 그러면 다 나가는 거아 지금 라이브 중 라이브 중 네. 응. 아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추어가 아니고 막 들이대지 마그러니 물어보고 해야지 인사 한번 해줘야 지 팬들한테 네 안녕하세요 미스터 트롯에 출연 중인 이도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박수 시아준스 도플갱어로 거의 김준수 도플갱어로 이도진이란 이름은 없었고 그냥 저는 그냥 김준수 도플갱어로만 이슈가 돼가지고 사실 아 트로트 가수인데 아내 이름은 하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이제 이렇게 활동을 하면 그쵸, 미스터 트롯에서 계속 나올 거니까 앞으로 네 맞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또 더 유명해지겠지 그쵸. 저는 지금 거의 17년째 어, 김준수 형으로서 살고 있으니까 뭐 똑같은 처지 아닙니까? 제가 아프리카에서 같이 팬들이랑 같이 봐요. 아, 틀어놓고 진 네. 미스터 트롯을 보고 막 이렇게 같이. 댓글도 막고저 아프리카를 한 지 지금 한 반년 차 됐는데 그냥 어디 출연만 하면 어 김준수 닮았네 김준수가 5년 뒤에 김준수 같다 나이 먹은 김준수 같다 등등등 아, 그 지나가던 사람들이 어 김준수 형이다 아 그냥 그렇게 그렇게만 부르니까 커리어를 쌓으면 네. 트로트 가수 이도진이 아 그쵸 될 거야 그래서 어, 최대한 목소리라도 거 예. 노래라도 좀 내 스타일대로 부르자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 아 근데 이게 말하면 또 소용없어요 아 말하면 다 무너지고 또 노래하면 달라지고 아 근데 그러면 짧게 네네. 스타일로 노래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laughs> 그냥 아왜 그러냐면 너의 작은 서랍 속에 이런 건 가능 아, 김준수잖아 <laughs> 일기장이 되고 싶 어. 할 수 없는 너의 그 비밀도 내 맘속에 담아둘래 너 몰래 야, 이런 건 이런 건 돼요 이런 건 사실 돼요. 아. 하도 연습해가지고 제가 처음 여기 음. 왔을 때 음. 어, 김준수 선배님의 형님이 오신다 그래가지고 아, 목소리가 얼마나 얼마나 더 그러니까. 비슷할까라는 기대치가 너무 많았는데 아. 생각보다 내가 더 똑같은데? 라는 그 아, 오케이, 오케이. 내가 더 닮았다고 하면 내가 더 닮은 것 같다. 음, 음 그래서 음. 역시 형님은 어, 조금 더 두껍고 소리가 좀 다르네라는 느낌이 쫙 들었죠. 자, 내가 딱 하나 얘기해 줄게요. 자, 얼굴적으로 봤을 때 는또 어때요? 왜냐면 제가 아프리카 방송을 하면서 아, 내가 아, 얼굴은 아 내가 잘 일단 들어봐 내가 쌍둥이지만 그렇게 안 닮았다고 생각했는데 아프리카 방송하면서 그냥 오가는 사람들이 시아준수 닮았네 아, 음. 시아준수 닮았다 이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음. 어 내가 닮았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목소리는 더 똑같다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상한 애가 튀어나와서 <laughs> 그치 그치 그치 나보다 더 닮았다고 하니까 나는 그동안 닮았다는 게 약간 스트레스가 사실 있었는데 아까 이 얘기를 하니까 내가 기분이 안 좋더라고 어, 내가 더 닮았는데? <laughs> 그래서 김준수가 뭐라고 그치 김준수 싸울 게 뭐가 있다고 목소리 가지고 무슨 우리끼리 우리가 더 닮았는데 누가 더 닮았네. 어, 어, 어. 근데 그렇게. 얼굴은 형님 확실히 닮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혹시나 잘 안 되면 어. 형님이 저 키워주시면 아 혹시 자네 아프리카 BJ 해볼 생각 없나? 네 해보겠습니다. 저 그, 어, <laughs> 하루 불러주시면 어. 어, 어 출연도 한번 해줘요. 어, 그러면. 저 진짜 그러면 저 집에서 노래하면서 약속 밥 먹고 네 형님 진짜로? 약속 진짜로. 오 어, 네. 봤죠 여러분 이거 이거 인증. 네. 저는 이제 그, 저는 어, 사실 이제 지금 잘하는 새싹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메이저 BJ분들한테 소개해서 한번 출연해서 노래하고 이래도 좋겠다 아우, 좀 알리기에 아우 저야 감사하죠 그쵸? 저야 영광입니다 어, 지금 유튜브도 얼마 전에 네, 시작했다고 하니까 유튜브 채널이랑 좀 한번 네. 홍보해주세요 저는 트로트를 부르는 음. 어, 그런 채널을 개설했고요 음. 어, 트로트를 커버하고 그리고 이제 트로트 어르신분들과 토크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어른들의 신청곡을 또 받아서 바로바로 바로 불러줄 수 있는 그런 뮤직 토크 트로트 뮤직, 뮤직 토크 아. 방송을 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채널명은? 그냥 이도진입니다 아 이도진이라고 검색하면 네. 나오는구나 이도진으로 원래 막 여러 개 있었는데요 어. 아 그냥 무조건 이름만 하는 게 제일 좋겠다 아 싶어가지고 근데 사람들이 제 거를 구독하는 분들이 다 어, 김준 선배님 팬들이에요 아 그치 그치 뭐 나랑 나랑 다를 게 있겠어? <laughs> 여기 계신 분들 거의 거의 다 아니 90, 90% 이상이 이렇게 구독자를 쭉 보잖아요. 그러면 시아준수 뭐 시아 뭐뭐 뭐, 뭐, 뭐 카시오 뭐 아이디 그래 뭐, 나도 그래 주, 준수뿐이야 뭐 너한 너만 보여 막 이런 게 다내내 팬들이 아니고 다 준수 선배님 팬들이 제 쪽으로 넘어오는 거죠. 다 이렇게 비밀번호가 1, 2인 분들도 많았고 뭐요, 근데 생일 생일 아, 어, 어, 어, 맞아요. 많이 왔을 맞아. 영어 뭐 하고 뭐 1, 2 1, 2, 로 네. 아이디에도 1, 2, 로 있는 맞아요. 뒤에 어 아, 그래서 다아 그 번호가 다 의미가 있는 그 왜 같은 번호인 사람들이 구독을 음. 쭈쭈쭈고 하길래 나는 이 사람 왜 한 아이디어로 나를 아, 이렇게 1, 그 2호가 무슨 뜻인지 몰 아, 몰랐죠 얼마 한지 안 됐으니까 아 대박이다 아, 아니 어르신분들이 많이 들어요? 네 맞아요 살짝 나이가 좀 네. 있어요. 솔직히 좀 젊으신 분들도 좀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죠 <laughs> 자 표정이 대답을 했습니다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좋지만 어르신들 플러스 젊으신 분들 있으면 좋지 당연히 아직 젊은 나이인데 지금 몇 살이죠 나이가? 이제 서른둘입 이제 서른둘 아 그렇구나 생각보다 그렇게 형님은 차이 나진 않아요 그러면 일단 이렇게 어, 출연해줘서 너무 고맙고 일단 여러분들 이거 유튜브도 올라갈 거니까 아, 네. 유튜브 댓글로 누가 더 준수랑 비슷하다 아 재밌겠다 어, 어, 그렇게 댓글 좀 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소리만 목, 얼굴은 형님 무조건 똑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어, 이게 출연해준 이도진님께 박수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진이진이 이도진이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한방이야 한방이야